우리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여러분 이따금씩 자기의 표정을 한 번씩 이렇게, 에, 예, 이렇게 보시는 게 참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 이렇게 항상 그 미소를 짓는 표정을 어, 이 표정은 내 건 아니거든요. 상대방을 이한 것이지. 목걸이 하는 분들이 내가 보려고 목걸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내가 내가 보려고 목걸이 하는 사람 없죠. 목걸이는 상대방을 위한 거예요. 얼굴은 내 거 맞아요. 근데 표정은 상대방을 위한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싹싹 쓰다 보면 너무 부담스럽게 쳐다보지 말고 살짝 더다보면서 미소 지세요. 네. <laughs> 보기 좋죠. 네. 그런 표정으로 우리 서울 교평공교회 갔더니 이야 완전히 다 스마일맨, 스마일 우먼만 있더라. 표정이 그렇게 예쁘더라. 그냥 저명도 필요 없더라. 뭐 이런 얘기가 들려야지 아따 목사님 설교는 은혜긴 한데 성도들이 표정이 영 거시기하더라 그러면 조금 그래요. 예, 왜냐면 저희 교회는 아, 따뜻한 교회여야 돼. 다시 따뜻한 교회를 만들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불덩어리가 돼야 돼요. 불꽃을 피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불꽃을 피우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불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돼요. 예, 이 강단이 불이 있는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강단에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추운 이제 이미 춘, 입춘이 지났는데도 아직 춥죠. 그렇지만 곧 봄이 옵니다. 제주도에서 유채꽃 앞에서 이광재 박사가 이광재 우리 교회 협동 목사 아시죠? 그 웃음치의대가 예, 제주도에서 유채꽃 앞에 사진 찍어서 버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유채꽃이 폈다니까? 지금들 모르지? 하, 정말. 그리고 매화도 폈고. 봄 소식이 뭐 제주도부터 알리는, 알리는 거예요. 곧 여기도 김포에도 이제 또 모란이 피고 벚꽃이 피고. 네. 근데 우리는 먼저 피해야 돼. 아멘. 춥다고 움츠리면 안 돼. 웃음치 한번 허갈까? 마스크 쓰세요. <laughs> 마스크를 사랑이도 하던 거 잊어버렸죠? 사실은요 오미크론이 하도 심해가지고 나도 마스크 쓰고 소개해야 되나 고민도 생기더라고. 예. 아, 주님이 시켜주시로 믿고 어떤 목사님 나 전화가 왔는데 어떤 성도님이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닌데요 여기 강대장 전체를 유료로 막았대요 그리고는요 설교 바로 가버려요 사무실 들어가도 절대로 인사 안 한대요 네. 우리 목사님은 절대로 밖에 안 나와요 설교할 때 유리창 다 막아놓고 그 설교하시고 <laughs> 엄청 철저하게 본인 방역을 하신대요 <laughs> 책을 확 막아야 되나 저 되나 <laughs> 예. 저는 우리 서울 기포행공교회가 성령의 불을 모든 열방과 예루살렘을 향해 불을 던지는 불의 진원지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멘. We have a hot gospel. 우리는 뜨거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시죠? 이 복음으로 온 열방을 불태우고 그 예루살렘에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리랑 민족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 우리 가슴 가슴마다 아, 이, 차가운 겨울에는 불이 임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노래 자주 불렀는데 예수님 겨울에 오신다면 예, 온 세상 차가울 때 마음 따뜻 한 사람 찾겠네 추위를 녹이도로 아멘 마음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 공중강림과 지상재림은 무엇이 다른가 도대체 차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어, 주제를 가지고 음, 아는 것을 이미 확인도 해보고 정리도 하고 또 모르는 분들에게는 다시 이렇게 그 도전을 줄 수 있는 메시지.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헷갈려 버리면 퍼즐이 안 맞춰져요. 이게 제가 어 지금 이제 2019년 7월 달부터 했던 설교를 매 주일 매 주일 밤어 팬데믹이 심해지기 전에는 수요 예배 금요 기도까지 다 엔타임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 퍼즐 하나하나를 던진다는 마음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서두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는 넘어가요. 예. 그냥 그날 그날 퍼즐, 퍼즐을 이렇게 주시는 걸로 맞추다 보니까 그림이 어느덧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되던 에스겔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이제는 에스겔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 그 에스겔이 무 녹슬은 가마에다가 왜 인분을 태워서 어뭐왜 에? 그 멀쩡한 아내를 하나님 빼앗고 에? 너는 울지 마라 비통해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코프스 목사의 엔타임 메시지를 듣고 나면 이제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유가 예, 단순한 어떤 기적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시켜서 생기를 넣어준 다음에 그리고 천년하고 이룬다는 그 마지막 하나님의 디자인을 선지자를 통해 다 보여준 거죠. 그런데 이제 전천년설, 프리밀레니엄이라고 하는데 이 전천년설은 두 가지의 이제 주장이 이렇게 대립을 합니다. 하나는 환란 전 휴거, 하나는 환란 후 휴거. 네. 그러니까 환란 전 휴거를 믿는 분들은 휴거를 준비하라는 얘기를 하지만 환란 후 휴거를 믿는 사람들은 휴거라는 효자를 꺼내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가? 휴거들은 그에게 소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대환란을 통과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에 남겨지고 대환란에 통과할 준비를 시키기 때문에 비장합니다. 네. 그들에게는 대환란 전에 신부들이 공중으로 취한다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디자인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성경으로만 얘기하지 뭐 내 느낌 이런 거 안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 성경 곳곳에 공중강림과 지상재림이 구분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공중강림은 구름 타고 오시죠. 지상 재림은 백마 타고 오시는 모습입니다. 분명하게 이 파루시아가 강림이란 말이 파루시아인데 이 파루시아가 아, 구름 타고 오실 때는 주님이 지상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변화돼 공중으로 끌어올림 받아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근데 환란 후 휴고를 믿는 분들은 어, 이 부분은 간과합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해드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데살로니카 전후서는 어, 사도 바울의 종말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 있을 때에 제자들에게 종말론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다른 선교지로 떠났는데 데살로니카의 성도들이 이 종말에 관해서 굉장히 혼동하고 있는 것을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내가 전에 너에게 가르쳤다느냐 하면서 편지를 쓰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너무나 아, 놀랍게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이런 소중한 이 말씀이 상실되지 않고 정경에 포함돼서 우리에게 읽혀진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려하면 공중강림과 지상재림인데요. 공중강림은 휴거의 이벤트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 교회 시대는 그 공진강림 휴거를 통해서 마감하고 그 다음에 야곱의 환란이라고 부르는 7년 환란 그러니까 한 일에 다니엘의 말한 69일가 끝난 다음에 메시아가 아, 올라갔다고 그랬죠. 그리고 남은 한 일회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휴고 어, 이후에 교회 시대를 끝내고 그 한 일회를 이제 완성해 가시는 것인데 그 한 일회를 그레이 트러블레이션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 후에 7년 환란이 끝난 다음에 주님의 지상 재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교회 시대가 오순절로 시작하고 교회 시대는 나팔절로 마감을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효고가 있은 후에 지상에는 대환란 7년이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는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혼인잔치와 대관식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그리고 신부의 군대를 몰고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한 신부들을 어, 다그 예, 그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다라는 장면이 계시록에 나오죠. 그리고 지상제림이에요 그러니까 공중 강림 때는 성도들이 하늘로 끌어올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지상재림 때는 그 올라간 첫 열매로 올라간 주님의 신부들이 신부의 군대가 되어 예수님이 어, 맨 앞에서 그 말을 타고 어, 내려오시고 그 뒤에 그 신부의 군대가 쫙 타고 내려오는 장면이 계시록에 나오죠. 그 입에서 검이 나와서 그 짐승의 군대를 다 아, 없애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이 대사로니까 전서를 볼때 어, 이 공중 강림을 왜 재림이라고 부르지 않고 강림이라고 부르는가? 예. 그러니까 강림과 재림을 구분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Jesus coming again이라는 말은 다시 오신다 말은 지상으로 내려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중 재림을 강림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 예, 같은 파루시아지만 그래서 어, 대사니가 전서에는 재림이라는 단어보다는 어, 강림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장로전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아멘.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그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달리,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하시면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 네. 이는 장래 노하심,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네. 진노 뭐예요? 재앙이죠. 7년 대환란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이렇게 강림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공중 강림을 네, 재림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러면 재림이 두 번이란 말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예, 같은 주님이 오시는 건 맞아요 왕의 기환이니까 그러나 공중에 오시잖아요 그리고 신부들이 끌어올리는 거니까 예, 그렇게 예, 표현하는 게 맞다 계속해서 볼까요? 대사는거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렇죠? 예. 우리의 소망이 뭐고 기쁨이나 자랑이 면류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앞,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아멘이시죠? 사랑의 면류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앞에 서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 박소영 권사는 오랜만에 보기 좋네. 몸 괜찮으시죠? 네, 감사해요. 자, 대사로고전서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여기서도 강림이라는 단어를 써요. 예.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다음에 다른 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네, 어, 이 지금 그 휴고의 절정을 표현할 때 하늘로부터 친히 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 그러니까 어, 이 왕의 기함, 신부를 데리고 가기 위한 신랑의 기한입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랩처라고 그러죠. 랍투게라는 말에서 라틴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랩처 예, 예, 끌어올린다. 독수리가 사냥감을 확 납치하는 것 같은. 그냥 천사들이 순식간에 납, 그 나팔 소리와 동시에 이미 하나님이 인천원 신임의 신부들을 향하여 손살까지 내려서 납치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베이치 중국말로 치 치고 어, 라는 말이 이제 취해서 이끈다 그런 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 페이치라는 단어가 어, 그냥 적합하다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휴거는 한문을 풀어내지만 중국말은 휴거라는 단어는 휴거 하세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몰라요 빼이지 그러면 아 우리 주님께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 이렇게 알게 되죠 대산올리까 전서 5장 23절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 또한 그 주님의 신부들을 치하러 치하러 오시, 오시는 이 강림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강림하실 때 영과 혼과 몸이 예, 흠없이 보존돼야 된다. 예,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돼요. 근데 마귀는 가만두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 영을 흔들고 우리 혼을 상하게 만들고 우리 몸을 완전히 그이 어, 우리나라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요. 미국의 그프라데피아에 가면 마약의 도시가 있어요. 거기는 마치 좀비와 똑같아요. 그냥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좀비처럼 비틀거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걷는 사람 있죠. 그냥 거기는 그냥 세상이 미쳐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마약을 통제하다가 도저히 통제를 못했어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에서 마약성 진통제 이런 거, 마약성 약들을 그 취급할 수 있는 의사들만 취급하게 하느냐. 미국에서 어느 제약회사에서 엄청나게 로비를 해가지고 의사들한테 이 진통제를 처방한 의사들한테 어마어마한 병원에 막 기부금을 위탁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이 마약성 진통제를 어마어마하게 처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그 진통제를 막, 막지 않으면 금단 현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국가가 심각하다 싶으니까 마약성 진통제 팔지 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전 국민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우연히 그냥 어? 팔이 다쳐가지고 팔이 너무 아프니까 진통제를 한 몇 개월 먹었는데 이제는 마약성 진통제는 먹지 말라고 하니까 딱 안 먹는 순간 금단 현상, 마약 금단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이 헤로인을 찾는 거죠. 그래서 헤로인을 먹으니까 진정이 되니까 이 정상적인 그냥 평범한 특별히 무슨 뭐 어, 무슨 그 비행 하는 청년이나 청소년이 아닌 그냥 평범한 시민이 갑자기 마약 중독자가 되고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그 이 떨리고 막 막 그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금단 현상 때문에 마약을 막 이제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마약의 세계로 빠져들어가 버리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유명한 가수, 배우 막할 거 없이 막 이런 마약에 비틀거리는 좀비처럼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그냥 이런 노릇자들이 아니에요. 과거에 화려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예, 그런 예, 마약의 중독이 돼서 그 필라델피아 그 유명한 그 도시 있죠. 예. 무서운 도시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 하루 종일 그런 좀비처럼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한 눈 뜨면 수없이 봐요. 길거리에 막 도로에 누워 있고 막 토하고 있고 그냥 이렇게 좀비 같은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필라델피 사는 사람들은 평생 저런 모습으로안 보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마약을 또 사야 되니까 돈이 궁하잖아요. 직장은 구할수 있나요? 없죠. 총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필라델피아 제가 이제 한번 집회를 갔는데 한인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자기 가게를 조마스 기도를 해달래요. 네. 그래서 제가 갔어요. 옷가게를 크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세 번이나 강도가 총 들고 왔대요. 예. 강도가 딱 나타나면 딱손 들어요. 다 가져가라고. 금고 다 가져가라고. 예. 나 눈 딱 하고 난 당신 안 봤어. 그러면 저 CCTV 다 뽑아줄게. 뽑아주고. 그러면 돈 가지고 간대 만약에 저항하면 쏴버려몇 번 그 강도를 맞고 나니까 하, 미국에 살게 하시려고. 내가 장사를 일곱 열심히 해가지고 총은 맞으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를 <laughs> 동경하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요즘 여기이 많이 합니다. 우리 코뿔소 어, 용사들 중에 유럽에 사시는 분들도 아예 한국으로 귀국 좀 준비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저한테 연락이 와요. 목사님 이제 내가 이제 여기서 살 이유가 없어요. 예, 한국에 가서 목사님 설교 드리면서 마지막 인생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 계세 그럼 제가 찬성합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사 올라면 엄청 복잡하죠. 삶의 터전 전부 다 바꿔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기 좋은 나라예요. 헬조선이라고 그러는데 그 북한이 헬조선이고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예요. 네.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나라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명을 위해. 이 나라를 축복한 이유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나라거든. 그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셨고 그래서 이 나라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예, 은총을 입은 이유라면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힘쓴 것 때문이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해 준다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강림과 재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강림은 예수께서 하늘로부, 하늘로부터 공, 공중에 임하시는 겁니다. 네. 재림은 지상으로 임하시는데 감남산으로 임하십니다. 감남산에서 승천하셨는데 갈릴 사람들아 너희가 아,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근데 그 예수님이 놀랍게 감남산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네. 감남산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거죠. 네. 예루살렘이라는 땅은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에덴 동산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 이제 중요한 차이점 몇 가지를 말씀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준비한 메시지를 계속 전하겠습니다. 어,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의 차이 더 쉽게 휴거와 재림의 차이 첫 번째 휴거는 신부들의 옮김을 수반합니다 다시 휴거는 신부들의 옮김을 수반한다 네, 그 다음에 재림은 예수님의 출현 인자의 출현을 수반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각일의 눈이 벌수 있도록 재림은 그러나 어, 이 들림 휴거는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는 남게 되고 잠을 자다 하나는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는 남게 돼요. 근데 이 지구촌이 어떤 대륙은 밤이고 어떤 배에서 낮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경점이 임할지 우리는 몰라요. 그죠? 어떤 사람은 잠을 자는 것이고 어떤 것은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런 비유를 들은 것이죠. 네. 그러니까 같이 있다가도 같은 가족이라도 잠을 잔다는 얘기는 가족이겠죠. 가족이 같이 잠을 자겠죠. 어떤 사람은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버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시, 휴거는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신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재림은 인자가 보여지는 거예요. 인자의 출현을 수반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의 신부들은 어떻게 에, 달라지는가? 휴거 때, 공중 강림 때 하늘로 올라가죠. 그리고 이 신부들이 대관식을 마쳤기 때문에 주님의 혼인잔치와 함께 대관식,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 때 왕노릇 해야 되기 때문에 왕의 지혜를 주는 겁니다. 면류관을 주는 겁니다. 그 면류관을. 그래서 우리가 주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소망, 기쁨, 면류관이라고 그랬죠. 면류관을 받고 예, 예수님과 함께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하, 놀랍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천 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 이후에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겁니다. 천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 네. 천년이 끝나고 나면 백보자 심판이 있죠. 백보자 심판은 예, 천 열매로 속하지 않는 자들이 다 낙원에서 나와서 백보자심을 받게 되죠. 심판을 받게 되고 행위에 따라서 상급을 받고 예. 그리고 천과 지옥으로 나눠지는데 이미 천 열매로 들림받은 자들은 멸류관을 이미 받았잖아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요 이들은 영원한 새루살렘의 나라에서도 천국에서도 왕노릇하는 지위를 신분을 갖게 되는 특별한 신부들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자와 휴고 신부들은 아주 특별한 천국의 최상위층이에요 그걸 주님이 첫 열매로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는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첫 열매를 드려라 이렇게 구약 성경에 명령을 하잖아요. 예. 그첫 열매를 하나님이 취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첫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휴거는 환란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쇼거가 있은 후에는 아 대환란이 시작됐구나 이거를 이제 타임라인으로 그렇게 정해졌어요 그 다음에 재림은 뭐가 시작되죠? 예수님이 재림하면 뭐가 시작돼요?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점에 따라서 예, 시작하는 그 타임의 스케줄, 타임 테이블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고가라는 이벤트가 있으면 이 땅에는 대환란이 이루어지고 지상 재림이라는 이벤트가 일어나면 천년왕국이 펼쳐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clears throat> 휴거는 갑자기 일어납니다. 물론 어, 그 공중 강림 주님께서 신부를 취하기 위해서 오시기 전에 그 인해 환란 때 인해 환란이라고 그랬죠. 인해 환란, 나팔 나팔 재앙, 인해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으로 나누는데 인해 환란은 그래서 이것도 환란이죠. 산고니까 산고. 산고는 교회 시대의 환란을 말해요. 교회 시대 2000년 동안의 환란을 인해 환란이라 그래요. 2000년 동안 환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환란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세지는 거예요. 예. 점점 세게가 뭐죠? 아니 음악적 용어 크레센토인가? 예? 크레스 디크레센토인가요? 크레센토. 오, 어, 박지 고마워요. 내가 또 한마터면 또 무식할 뻔했어요 제가. 예, 크레센토 점점 세게. 이게 점점 세게 그이 산고가 그러니까 인해 환란의 산고가 심해지면 인자가 오는 거죠. 어, 그러나 그건 갑자기 일어납니다. 아주 갑자기 도둑같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어, 예수님의 재림은 어, 모든 성경에 디자인된 그 계시록에 기록된 이 사건들이 터진 다음에 재림을 하기 때문에 추정이 가능합니다. 정확하게 추정이 가능해요. 왜? 7년 조약을 맺잖아요. 평화 조약을.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맺는 것이 뉴스에 나올까 안 나올까? 당연근 나오죠. 당연히 나옵니다. 그러면 뉴스를 보면서 아, 우리 세계적인 지도자, 우리 지구를 예, 혼란한 지구를 어, 구할 지도자가 어, 나왔습니다. 예, 하면서 이제 그 지도자인 적그리스도를 막 거의 그 초항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어, 월드워 3가 일어나면 이스라엘이 승전국으로서 어, 이 1대1로 평화 조약을 맺겠죠. 예, 원하는 게 뭐냐? 제3성전 짓는 거다. 이렇게 나오겠죠. 예, 이스라엘의 마지막 소망, 제3성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소망이에요, 그들은. 송아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이 없이는 절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이 희생제사는 성전에서만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 희생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뭐 아무데나 드리면 안 되나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검정색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희생제사를 드리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거는 슬픈 일이다. 그래서 검정색 옷을 입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고 어, 7년 조악이 일어난 다음에 3년 반 뒤에 예, 제3성전이 이미 지어졌겠죠. 한 두 달이면 짓거든요. 현, 대 기술 공법으로 모든 게 다 준비. 그 안에 있는 장식품들은 다준비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 브레티비 김조투 감독이 만든 제3성전 영화 보셨죠? 예. 그 통곡의 벽 뒤쪽에 성전 건축위원회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전부 다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아파 이란을 비롯한 모슬렘이 반대하니까 그다 성전을 짓겠다 보면 난리가 나버려 전쟁이 일어나는 게 바로 그러니까 아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걸 반대할 만한 시아파 모슬렘 이란을 비롯한 모든 시아파가 다 죽죠 월드워리에서 거기에 또 동조하는 터키나 또그 어, 그 러시아 뭐 중국불들 다 작살 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에 대항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평화적을 맺는 거예요 네, 성전 치워주겠다. 그래서 성전 희생제사를 드리겠죠. 네. 희생제사를 드리면 붉은 암소가지가 필요한데 붉은 암소가지를 없애그랬어요 근데 DNA를 통해서 DNA 연구를 통해서 붉은 암소가지를 다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붉은 암소, 암소가지를 태워가 그 죄를 가지고 어, 제사를 드려야기 때문에 이미 그것까지 다 준비되어 있고 예루살렘에 그 붉은 암, 그 붉은 송아지를 이렇게 지금 보관해 놓고 있고 그 제도 보관해 놓고 있다고 하죠. 언제든 예, 성전이 지어지면 희생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3년 반에 그걸 스톱시키잖아요. 예, 계약을 깨버려, 요 적그리스도가. 계약을 깨버립니다. 그 전에 깨고 싶었는데 왜 못 깼을까요? 적그리스도는 그 전에 깨고 싶었겠죠. 네. 자기가 있는 권력을 졌는데 경배를 받고 싶잖아요. 근데 3년 반이 지나서 어, 그 성전이 안 된 이유가 뭐냐면 두 증인에게 1260일 동안 골세를 줬거든요. 1260일 동안은 절대로 두 증인을 못 건드려요.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과 14만 4천의 권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그리스도가 도저히 성전에 자기 우상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근데 1260일이 끝나고 나니까 도중인의 권세가 깨지잖아요. 무조행에서 짐승이 나와가지고 그 적을 속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도중인과 싸워서 도중이 죽게 되죠. 목 목배임과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목배임, 예, 네, 환란 때 목배임 받은, 받은 자들이다. 이러잖아요. 도중인과 13만 4천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어, 그들을 죽이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흘 밤 만에 이들이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들의 시신을 보면서 1260일 동안 난리를 쳤으니 자기들이 추종하는 자기들이 추종하는 이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죽였으니 얼마나 전 세계 사람이 난리가 난 거예요. 기뻐서 춤을 추고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기뻐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그 장면을 뉴스로 먹고 객겠죠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예, 적그리스도는 이제 걸리적거리는 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성전에 우상을 세워놓고. 근데 그 우상이 말을 하더라고 그랬어요. 내가 엊그제 이제 요한계시록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1장부터 20, 22장까지 쭉 읽었어요. 근데 우상이 말하더라. 이게 뭘까? 우상을 세웠으면 우상은 말 못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근데 우상이 어떻게 말할까? 제가 추정해 보겠는데 메타버스가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메타버스가 뭔지 알죠? 예. 네. 우상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IT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만 세워, 놔가지고는 성전에 와서 경배를 누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보호받고 있죠. 그러니까 성전에 세워놓고 이게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추정하는데 우상이 말하더라. 어떻게 말할까? 과거에 말하는 우상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죠? 석가모니 우상도 뭐 어디 뭐뭐 뭐, 뭐 어? 바알 신상이니 아세라 신상 어떤 우상도 말하는 우상이 아니에요. 그냥 깎아 만든 돌상이요 나무상이에요. 근데 이 우상은 말하더라 그랬어요. 이거는 메타버스가 아닐까. 네. 메타버스 그 사업을 전 모든 대기업이 지금 뛰어들었거든요. 왜? 이 사업을 놓치면 안 된다. 물론 처음에는 적그리스도가 쓰지는 않아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유튜브가 나중에 짐승이 쓰겠죠. 이거 박인민 목사 설교가 환란의 시대에 있겠습니까? 다 없애버리지. 모든 매체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 설교가 아무리 열심히 지금 뭐한 3천 개 가까이 지금 저장돼 있지만 이거는 휴고 때까지는 이 영상이 존재해야 되겠지만 휴고 이후에는 짐승이 이 모든 매체를 다 조종하게 되겠죠. 그러면 기독교 채널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의 채널이 남게 되겠죠. 근데 우상에게 절하려면 내가 그 아바타를 보내서 절하게 만들, 만들 수 있는 게 메타버스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버스가 아니고, 아, 내가 메타버스 설교를 한번 했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뭔 얘기인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이 메타버스는 가상 공간 안에 왕국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거기 우상을 세워놓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 들어가서 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메타버스 교회도 생겼거든요. 목사님이 설교를 해요. 근데 내가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옆에 성도 인사도 해요. 어, 김수아 성도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요. 그럼 김수아 거기 앉아 있어요. 다 서로 알아봐요. 그게 메타버스예요. 학교도 가요. 지금 대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학교가 무슨 캠퍼스 낭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학교마다 메타버스를 만들었어요. 캠퍼스를 그대로 만들어 놓고 클래스 안에 들어오라. 예? 신학과 모이고 음악과 모이고 전자학과 모이고 모여갖고 모여라. 그 모여가지고 보면 40명 전원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수님이 앞에 있고. 친구들하고 서로 얘기해요. 안녕? 이게 아바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바타는 뒤에서 말하는 대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계시록을 보다가 우상이 말하더라. 아 이거 메타버스구나. 메타버스구나. 내가 어, 뭐 이거 확실하진 않지만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어, 설교를 한번 할 건데 유튜브가 다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어, 이런 글로벌 회사들은 그죠? 구글 유튜브가 같이 묶어야되는거 아시죠? 네.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구글은. 뭘 검색했는지 뭘 샀는지 다 알고 있어요. 뭘 쇼핑했는지 다 알고 있다고. 네. 내가 좀아이셔스를 하나 살려고 하나 샀어. 그것들이 페이스북에 계속 아이셔스만 나한테 보여줘. 요수같이 잘 알아. 이 회사는 내가 어디 가서 아이셔스를 샀다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이 회사는 아 이 사람은 아이사스를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 아이사스 광고를 이 사람한테 보여줘라고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네. 예. 날다 보고 있는 거죠.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해되시죠? 메타버스가 뭔지 알겠지? 네. 모르면 내 책임이야. 안 가르쳤으니까. 뭐 버스를 타고 간다냐. 매를 태우고 가나 보다. 뭐 신사도 그러니까 뭐 또 신사동 뭐 브루스가 아닌가 뭐. 자유주의 신학이 문제겠다니까 아니 우리나라가 자유주의 아니냐고 그러고 아우 정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휴거는 예로의 말씀과 함께 옵니다. 이리로 올라와라 이러면서 예. 그러나 재림은 심판의 말씀과 함께 옵니다 예. 아나 오늘 예? 내 백성아 거기에 나오라 찬양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예, 김진철 찬양 선교사님의 이 찬양의 예, 격주로 하는데 한 주간은 애연적 찬양이에요 제가 한 메시지를 직접 곡으로 만드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한 번은 예, 국악을 포함한 찬양을 해서 어, 국악이 이그 우리나라의 그 무당들이나 또 이런 어떤 샤머니즘들이 쓰는 악기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 그래서 국악하는 분들 있잖아요. 국악을 전공한 분들이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요. 김포에도 한 권사님이 국악을 전공했는데 국악인들 모임, 예, 김포 국악인 모임을 갔더니 절반이 무당들이 온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어렵대요. 적응이 안 된대요. 그 세계에서 국악 찬양이나 국악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너무 힘이 든다는 거예요. 네, 그 마음을 내가 10분 알게. 그래서 이 인프라, 국악 찬양을 좀 더 영감 있게 또 예, 국악을 통해서 어, 마지막 때를 전하고 제가 전에 말한 대로 3분박 지성소 음악으로 또 찬양해보는 천국의 음악은 3분박 지성소 음악일 것이다 라고 손혜석 박사님이 그분이 이제 음악을 전공하신 분이라 그런 강의를 한 걸 제가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주님이 사랑하셔가지고 몇 년 전에 데려가셨어요. 천국으로. 나고 나이가 동갑이세요. 그래서 아 이분의 이분이 말한 지성서 음악이라는 말이 정말 동의가 되는데 이거를 좀 맥을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누군가 누구도 관심이 없어요. 또 있긴 있겠지 있는데 예, 우리 교회는 이제 많은 인터내셔널 처치고 그러다 보니까 어, 생방송으로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또 녹화 방송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좀 어, 저변화시키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김진철 소교사님에게 이제 곡도 만들고 편곡도 하고. 예. 근데 상당히 많이 만들어진 들어보니까 이미도 만들어진 곡들이 대중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좋은 곡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 몇몇 분들이 있어요. 뛰어난 찬양 사역자들, 국악 찬양 사역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찬양만 해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 교회에서 한 곡씩 한 곡씩 불러가면서 어, 그 지성소 음악 예. 그러니까 서양 음악은 다 4분박 일본 뽕짝은 2분박이잖아요 꿍짝 꿍짝 꿍짜작 꿍짝 이러잖아요 뽕짝 2분박입니다. 근데 3분박, 한 분박 안에 세 박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대요. 근데 어, 유대인의 찬양이 우리의 정서를 확 흔드는 거는 3분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찬양과 우리 민족의 찬양이 이 아리랑 찬양 같은 것들이 굉장히 그 어, 이렇게 그 이스라엘 국가를 하티크바라고 그러잖아요. 희망, 희망이란 말인데 하티크바가 그 그 뭔가 막 아리잖아요. 그, 이, 그게 바로 3분박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뭐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이제 그 손혜섭 박사님이 남긴 논문들을 제가 다 읽었거든요. 예, 이렇게 소논문 형식으로 기고한 것들을 제 읽었는데,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근데 감사하게도 김진철 자랑께서 예, 편곡을 할 수 있고 곡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배선아 거기서 나오라. 이런 찬양은 누가 그러면 안 되겠어요. 애한적 찬양이죠. 계시록의 말씀을 그대로 넣어서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휴고는 교회, 예, 교회에 대한 이벤트입니다. 그러니까 휴고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휴고한대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열매, 첫 열매는 14만 4천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환란 중간이죠. 3년 반이 끝난 다음에 3년 후가 시작돼서 짐승에게 목뱀을 당하고 죽은 다음에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봐라 환란 중후가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이건 이스라엘의 첫 열매가 올라가는 거예요. 어, 엄밀히 말하면 휴고가 아니고 부활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서 올라간 거니까. 살아있는 채로 끌어올리는 거는 휴거고, 죽었는데, 예, 살아서 올라가는 건 부활이죠. 그죠? 그게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란 중휴거라는 말은 근거 없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두 증인과 스타만 사천이 올라가는 장면을 보고 한란종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재림은 어, 이제 한 이래를 완성하는 거죠. 한 이래 마지막 7 1회 가운데 한 이래의 완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주님께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완전히 주님께로 돌아왔죠. 돌아오고 온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거니까. 그리고 바르카바 베스마 아도나이를 노래하는 거고 그리고 대환란 때 광야에서 그, 어, 그 여자 그 그를 어, 독수리 날개로 이렇게 양육하고 보호한다고 그랬죠. 그때 천년왕국의 시민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수와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저들이 정확하게 알고 그들이 양육받는 시간입니다. 3년 반 동안 그들이 양육을 받아요. 독수리 날개 아래 천사들의 보호 속에서 그리고 천, 천년왕국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 세 사람이 이루어지느냐? 바로 주님의 교회 시대 첫 열매인 교회 시대 첫 열매인 바로 그 신부들이 지금 믿는 유대인들과 함께 노래하죠. 그게 한 세 사람이거든요. 그게 한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이스라엘에 가면 메시닉 주라고 부르죠. 근데 그들은 예수 믿는 유대인 그런 말이에요. 믿는 유대인을 메시아니. 그들은 교회란, 처치란 말하는 단어를 잘 안 써요. 왜 안 쓰냐면 교회가 유대인을 죽였기 때문에. 교회가 유대인을 잔인하게 핍박했기 때문에 뭐 메시아닉 처치라고 말하지 않고 메시아닉 공동체라고 해요. 예, 예수를 믿는 메시아닉 주들. 예. 그러니까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 그런 말이에요. 예. 어떻게 부르는데 상관없는데 그분들과 함께 우리가 가면 예배를 하죠. 그게 한세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세 사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은 언제냐면 바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죠. 그리고 첫 열매로 이방의 순교자들과 휴고 신부들이 하늘로 갔다가 내려와져요. 그리고 천년 왕국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잖아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게 이제 한세 사람의 완성이죠. 그 천년 왕국에서 바로 이한세 사람이 예, 하나님이 디자인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주님을 온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 디자인 예. 그게 바로 예, 킹덤이에요 킹덤 예. 그거를 천년 천년 동안 우리 주님이 지상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천년 왕국 근데 이거를 이제 인정하지 않는 종말론을 믿는 분들이 무천년주입니다 카톨릭이 만들어낸 건데 교황이 교회 시대에 예수님을 대리해 통치한다. 그래서 교회 시대가 천연왕국이다 근데 안타깝게도 목사님들 한 50% 이상이 우리나라에 우천년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휴거를 얘기하지 않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무천년을 믿어요. 일부 이제 전천년설. 그러니까 우리와 어, 종말론이 같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단이다 그러면 안 돼요. 정말로는 예, 복음주의자들 안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어, 그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예, 그 어, 점점 재림할 때는 상고가 깊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은 무천년주를 포함입니다. 그런데 후천년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간의 힘으로 낙원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인간의 힘으로 낙원이 만들어지면 그때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만든 세상을 예, 낙원화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일루미나티의 꿈이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이 세상에 낙원을 만든다. 예, 바로 이게 이제 딥스테이트의 하나의 그 모토예요. 근데 종말론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인간의 힘으로 낙원을 만다는 든 얘기는 굉장히 사탄적인 예, 그런 종말론이라 보고 그러나 이제 무천년주의나 전천년주의는 복음주의 안에 들어있는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각각 다르지만 서로 이단이라고 하지 않아요. 서로 뭐 다를 뿐이니까 아, 믿는 바가 다른 부분인데 근데 이제 안타깝지만 아, 원래 에,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전부 다 전천년주의였죠. 환란전 유거를 전했잖아요. 예수님도 환란전 유거를 얘기했고 둘이 맷돌을 갈다가 잠을 자다가 그죠? 예. 그리고 사도 바울도 대단할과 전세에 환란전 유거를 얘기했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예수님 다 전천년 전천년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카톨릭이 바꿨어요. 무천년주의로. 뭐 천년왕국 없다. 있다고 한다면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교회 시대가 천년. 그러면 천년 넘었잖아. 그러면 상징이다. 천년이라는 긴 시간을 말하는 거지. 누가 언제 꼭 천년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천년왕국을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맹점이 있다고 그랬죠. 천년 동안 마귀를 결박해서 무적, 무적행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죠. 근데 마귀가요. 그러면 그 목사님한테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이 천년왕국이에요 그렇지. 지금 천년왕국이야 그러면 목사님 마귀는 무적행이 있어야 되는데 왜 지금 마귀는 활동하고 있죠?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 예, 마귀의 쫄개들만 있는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얘기해요 <laughs> 예,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는 질문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음. 자, 제가 이렇게 이제 타임라인을 알려주는 거니까요 휴고 이 공중 강림 때는 교회가 심판을 받습니다. 알곡인가 축적인가? 알곡은 올라가고 축적은 남겨지죠. 교회가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 때는 어, 이스라엘과 세상, 주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알곡인가 쭉정인가를 분별할 자가 구돌이라 예, 이거는 알곡은 천년 아 그 천 열매로 예, 올라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에다가 말씀드렸죠. 휴거 때는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뭐 강이 변하고 뭐 산이 변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신부들만 사라져 버려요. 예. 근데 재림 후에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이 창조계가 변합니다. 이사야가 본 그런 낙원으로 변화되 버립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창조를 해요. 예. 그래서 우리들 또 바뀐다고 그랬죠. 육식을 하지 않아요. 천년왕국에서는. 천년왕국에서는 육식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자들도 고기를 못 먹어요. 사자들이 풀을 뜯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 양과 뛰도는 거예요. 사자들이. 그런 세계로 바뀝니다. 음. 우리 샤론이가 고기를 좀 좋아하는데 아빠 열심히 고기를 먹어둬야겠어. 천년한국 가면 못 먹잖아. 네, <laughs> 완벽하게 아름다운 세상. 네. 에덴 동산 같은. 에덴 동산에 뭘 먹었어요? 과일을 먹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야 사자야 한 마리 잡아온나 이렇게 안 해. 네? 나 오늘 바베큐 좀 해먹겠다. 사슴 한 마리 안 되겠니? 그런 거 없어. 과일을 먹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네. 그런데 천년 왕국에서는 우리가 채소를 먹어 그 다음에 이제 사예루살렘 올라가면 과일만 먹습니다. 네, 완벽하게 과일만 먹어요. 왜? 생명과. 네, 그 12가지 실과를 맺는 과일들이 있다고 그랬죠? 네, 예, 화장실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먹은, 먹는데 향기로 나아가겠죠. 보활의 몸을 입었어요. 그런데도 먹어요. 먹어요. 보안의 몸. 예수님이 벌하셨죠. 근데 그냥 문을 열지 않고 벽으로 바로 들어오시죠. 근데 조반을 같이 먹었어요. 베드로야, 고기를 좀 가져와라. 베드로가 세 번이나 보이냈기 때문에 면목이 없어가지고 주님을 제대로 못 쳐다보는데 고기를 좀 구라고 열심히 고기를 구는 거지. 주님이 고기를 드셨어요. 근데 화장실 가셨을까요? No. 부활의 몸은 화장실 가지 않아요. 음식을 먹는데도 예, 뭐 이건 신비지만 우리가 하늘에 가면 알게 되지만 향기로 쫙 사라질 거예요. 예, 마음껏 먹어도 돼요. 절대로 다이어트 필요가 없어요. 박성호 사님 제일 좋아하시네. <laughs> 그럼요. 휴고를 경험할 때 신부들은 올라가지만 땅에 있는 이방인들은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방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언약, 70일의 언약은 바로 대환란을 통해서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마지막. 69일에가 그 정확하게 성취된 거 아시죠? 어? 너는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선포된 날로부터 예수님이 승천할 때까지 정확하게 날짜가 맞아요. 연도가 69일에 7년 곱하기 69 하면 몇 시죠? 정확하게 연도가 맞아요. 그리고 교회 시대가 딱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자마자 2000년 동안 교회시대가 되어 있었어. 이방인의 수많은 수가 돌아왔어 정말 이방인의 수많은 수가 돌아왔어 지금은 성전문이 닫히고 있고 성교의 문도 점점 닫히고 있어요. 마지막 출소하는 거예요. 마지막 영혼을 출소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영, 믿지 않은 자를 믿는 자로 출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주님이 더 지금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잠자는 신부를 깨우는 거예요. 배도하는 신부들을 배도하는 음녀 음녀와 배도하는 자를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더 어, 계시록에 보면 그 마음을 읽게 돼요. 저희가 아, 아, 이 마지막 일곱인을 떼기 전, 네, 바로 사방에 바람을 천사들이 붙잡고 있는 그 타임라인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뭘까? 마지막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삭주기도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잠자는 신부들을 깨우는 것, 준비시키는 것.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교다운지에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들에게서 나오게 하는 쉽지 않은 일이죠. 회개할 기회를 줬으나 회개하지 않았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였죠. 그래서 제가 피매치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휴거는 교회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예, 교회의 신부들이죠. 2000년 동안 교회 시대에 신부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 남은 자들, 그 시대마다 순교자들이잖아요. 그 주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줬잖아요. 근데 주님의 신부가 예수를 위해 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 핍박당하고 예수의 목뱀을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주님이 교회 시대의 신부들을 주님이 만나주는 거예요. 그러나 재림은 천년 왕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타임에 미혹을 조심하라는 분별이 필요한 때 막는 자의 교리를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자주 얘기해줬죠. 막는 자의 교리가 뭐냐? 짐승이 나타나려고 해도 막는 자가 있다는 거죠. 이 교리를 그러니까 교리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 이 교리에서 흔들려 버리면 미혹돼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대살로니가서 후서 2장 1절로 8절은 막는 자의 교리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네. 휴고와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사건을 타임라인으로 그대로 보여줘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짐승의 표를 주고 있다, 짐승이 나타났다고 말하는데 속지 말라고요. 예, 우리나라만 혼란이 있었을 거 아니다. 미국도 난리가 났습니다. 예, 미국에도 백신 주파들 많고요, 많았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환란전 유고를 전하는 가장 유명한 목회자가 이 막는 자의 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성령님께서 막고 있는 예? 짐승이 나타나고자 하나 막고 있는 시대니 지금은 짐승의 표를 줄 수가 없습니다. 조용하게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신부주의 박차를 가십시오.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가 예,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주님의 신부들이 혼동해하고 힘들어하니까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한 거예요. 물론 그 얘기를 했다고 해서 동의하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굉장히 저는 그 목사님을 존경하고 또그 어 그 시대에 참 훌륭한 목사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정확하게 이 혼돈의 시대는 말씀이 제시할 죄종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신부들이 어떻게 할 수를 모르거든요. 이 얘기 들으면 이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이 얘기 들으면 이 얘기가 맞는 것 같으니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네. 자, 그러면 읽어드리죠. 자, 읽어주세요. 대사니까 후서 2장 1절로 8절. 영상 보면서 해주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자 보세요.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왔다. 그때 초대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 적그리스도가 지금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교인들이 두려워한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에게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가나요. 휴고를 말하는 거죠. 강림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 휴고를 말하는 겁니다. 이 휴고에 대하여 영어로나 말로나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아직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참 신기할 정도로 이 배교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도 바울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 그날에는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교회가 네.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교회가 배도한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었는다. 응? 자, 계속해서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이렇게 나타난 놈은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거다. 네? 자, 계속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그의 때 나타나게 하려 하여 그러니까 때가 돼야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의 때 나타나게 하려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가 나타날 때가 있는데 때도 모르고 나타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의 때 나타나게 하려 하여 나타날 건데 지가 성전에 앉아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지가 경배를 받을 건데 그의 때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고 싶겠죠. 짐승은 빨리 나타나고 싶겠죠. 빨리 경배를 받고 싶겠죠. 근데 너는 네 때에 나타나야 돼. 아직 아니야. 왜? 신부를 취해가 되잖아요. 주님의 신부들이 여기 멀쩡히 있는데 네가 나타나? 노. No. 지금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계속해서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수도 막는 자가 있어 어? 지금은 그 막는 자가 있어서 옮겨질 때가 휴고란 말이에요. 어? 막는 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성령님께서 이걸 막고 있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야. 네 때 나타나야 돼. 네가 나타날 때가 아니잖아 하고 막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막아요? 옮겨질 때까지. 휴고가 될 때까지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불법환 자는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뒷절을 보면 알잖아요. 계속해서. 그때 불법환 자가 나타나리니 수도 보죠. 그때 불법 옮겨진 다음에 주님은 옮겨질 때까지만 막는다고 그랬으니까 성령님은 옮겨진 다음에 그때야 불법환 자가 나타나리니 저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미혹되지 말라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 미국의 이 엔타임의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전 세계에 있는 환란전 요거를 믿는 분들이 이 목사님이 내가 성함을 잘 기억을 못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이름 기억을 잘 못해요. 내가 성을 자꾸 바꾸, 잖아요 예. 뭐, 뭐, 김영민은 보통 박영민이라고 이제 하는 거는 뭐, 뭐, 그 예사고 저는 막, 예, 그 이름 기억을 잘 못해요. 그래갖고 막 성도 바꿔버리고 내가 그 주혜를 뭐라고 김주혜라고 했나? 내가 김 <laughs> 미안하다. <laughs> 내가 사장님 도다 박주혜 이름도 내가 잘 기억을 못해서 김주혜 왔구나 내가 네, 그래요. 음. 성을 바꿔버렸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laughs>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해서 진정을 시켰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이 환란전 휴고를 믿는 분들은 거의 제 설교를 듣는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제가 이제 한 설교를 듣고 준비를 하는 분들인데 대부분. 그래서 제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겠다 해서 했는데 동의 안 한 분도 많죠. <laughs> 목사님 뭔데 지금 짐승이 나와가지고 지금 짐승이 펴주고 있는데 뭔 얘기냐 막 하면서 나를 욕한 사람이 계세요. <laughs> 근데 이제 나중에 시간 조금 지나면 아유 목사님 잘못했어요. 내가 몰랐어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해도 참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laughs> 이 말씀이 없었다면 나도 헷갈렸겠죠. 여러분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시고 뭐 이렇겠죠. 근데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타임라인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때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줬잖아요. 그죠? 이해되시면 하면 오케이 오케이. 예, 뭐 여기 저 계신 분들은 에스로 대답을 좀 해줘봐. 예, 뭐좀 이게 중간에 지금 이해가 되는지를 모르겠어. 그걸 좀 확인하고 나면 기분이 좋더라고. 예, 배터리 다 나가서 확인도 못하겠네.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렇죠. 이제 지가 나타났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통해서 예, 입에 검이 나와서 그를 죽이고 예, 그리고 그를 패하고 왕으로 천년왕국에 통치하는 왕으로 즉위하십니다. 이게 타임라인이에요. 이 안에 지금 이 막는 자 교리 안에 휴거가 들어있고 지상재림이 들어있죠. 그죠? 근데 두 가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짐승이 어느 때 나타나고 어느 때 짐승이 죽어요? 시림 때 죽는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막는 자에서 가 옮길 때까지는 휴거가 있기 전까지는 짐승의 표는 염려하지 마라. 물론 짐승의 표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점점점 발달해 가겠죠. 엄청난 발달이 가능한 가공할 만한 것일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 못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로는 쫓아갈 수가 없어요. 추측 불가해요. 오른손에 이마에 어떻게 짐승이 예, 짐승의 표를 줄지에 대한 이건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짐승은 하나의 도구로만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 통제 수단은 어떨지에 대해서 아무도 추측 못해. 왜? 세상이 바뀌는 거 보시잖아요. 얼마나 1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은요. 뭐든지 다 봐. 일본이 망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팩스를 보내요. 팩스 문화예요. 이메일 문화가 지금 전 세계가 난리 났는데 지금도 팩스. 선거하면 이거 글씨를 쓴대. 일일이. 완전히 그이 차첨단의 시대인데 일본이 일본이 완전히 그 뭐예요? 그래서 일본의 어, 일본의 학자들은 한국의 일본은 얼마 안 잡힌 차 따라잡히고 지금은 일본과 우리나라가 GNP가 비슷합니다. 예, 이미 한국이 좀 따라잡았어요. 예, 근데 일본은 성장할 만한 그런 IT적인 어떤 그런 어떤 맥이 별로 별로 없어요. 아주 과거처럼 동사무소 가면 글씨 써가지고 호적 입력하고 그래요. 아, 진짜라니까? 그런 현상을 보면서, 아, 일본은 이제 잃어버린 30년이 아니라, 이제는 일본은, 어, 그 G7, G10에 에, 지금은 속해 있지만 잘못하면 미련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암울합니다. 일본이.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부터 시작해서 지금 전 세계는 예, 놀라울 정도로 물론 일본도 이제 우리 걸 이렇게 따라오죠.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소니 텔레비전은요 대한그 백화점 한 가운데 그 소니 텔레비전이 딱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 텔레비전은 쫙 구석이에요. 거기에 먼지 이빨이 쌓이 먼지가 쌓여가지고 예, 장갑으로 삼성이라고 그렇게 돼 있었어요. 불과 20년 전에는요, 제가 미국에 이렇게 이제 집회 가고 할때 이제 가끔씩 가보면 너무 막 우라통이 터져서.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어느 백화점을 가보세요. 전자 매장, 삼성 LG가 가장 센터에 다 있어요. 가장 비싸. 뭐, 뭐 100인치 막, 뭐 천만 원막 해도 막 물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소니 안 사가요. 파나소닉 뭐 옛날 말이야. 소니가 카메라 하나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야. 카메라는 예, 전 세계에서 소니는 못 따라가니까 우리도 다 소니 쪽으로 다 지금 카메라를 구입하고 있는데 이, 이 모니터 시장이라든가 이런 IT 시장에 반도체 시장에서는 완전히 밀렸습니다. 과거에 일본이 최고였잖아요. 마이마이라고 해서 그거 하나 착 차고 다니면 얼마나 막 예? 하, 그때 청소년들이 최고의 예, 갖고 싶은 선물 중에 마이마이였는데 현석이는 마이마이가 뭔지 모르지? 테이프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듣는 거예요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예요 예. 어, 그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역전됐죠 근데 지금은 역전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이 IT의 이 시장은 엄청나죠 중국에 100만 명을 동시에 고해도 화상 카메라로 딱 찍으면 그 사람 맨 어느 사람이 다 그 자리에 있는지를 다 파악을 한다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시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이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신부들이기 때문에 이 소망을 잃지 말고 예, 또 어떤 어, 미혹하는 어떤 그 이론에 빠지지 말고 잘 준비하자 이런 말씀을 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으로 어, 아주 간단하죠. 예, 세마포로 옷 입어야. 다시 세마포로 옷 입어라. 예, 계시록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19장에 는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예, 7절로 8절 그가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어, 입도록 허약하였으니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육신의 옷을 입으려는 시도를 벗어야 되죠 아담은 무화과나무 옷을 입었죠 육신적인 인본주의적인 시도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시도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러죠. 예, 로마서 13장 14절에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예. 인류 최초의 옷 패션은 무아과나 입으로 엮은 패션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가죽옷으로 옷을 해 입혔습니다. 무스탕이죠. 그러면 또 사람들 또 그렇게 놀라워합니다. 아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셔. 무스탕이 역시 즐기지 이래요. 그게 아니에요. 예, 희생 제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온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희생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희생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신부들이 입는 세마포는 바로 그거예요. 옳은 행실을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옷 입고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가서를 가지고 결혼식 때 축사를 해주거든요. 근데 믿는 유대인들도 이 아가서가 신랑이신 예수와와 술람미 교회 곧 성도들과의 사랑이라는 것을 잘 모른대요. 내가 에스라 가면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가서는 단순히 결혼식 때 이걸 읽어서 결혼식 축사용이라 쓰는 말씀인 줄 알았대. 근데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이 얘기를 해주면 깜짝 놀란대.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직도 이 복음으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많이 가려져 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 구약 시대 그들은 아가사를 히브리어로 읽잖아요. 솔로몬이 썼던 히브리어를 그대로 읽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그 그 아가서에 감춰진 신랑과 신부의 사랑을 그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물론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들이 이것은 뭐, 뭐 에로티시즘의 진수청착이다뭐 이런 사람, 이런 얘기를 했었고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불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성령 세례를 강조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강조하고 또 우리가 깊은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부 준비의 끝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자면서도 기도하기 위해서 자면서 듣는 기도를 만들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그 100만 명 갈 것 같아요. 예.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3천 명, 4천 명이 그거 듣고 잘. 예. 조회수가 폭발했습니다. 지금 5만 명 넘었거든요. 예. 폭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그 영상을 자면서 듣는 기도를 틀어놓고 자면 신기한 일이 벌어진대요. 그냥 깊은 잠을 잘 뿐만 아니라 뭔가 그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또 악몽에 시달리는 분들이 아주 편안한 잠을 자요. 그내 설교를 계속 그 내 기도를 듣다 보니까 내가 또 신방을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천사가 간 거죠. 내가 간 게 아니거든요. 나의 천사가 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 성도들을 위해 제가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럼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 성도의 이름을 다 몰라 내가. 그래도 뚜르르 하고 내 영이 내 영은 모든 걸 다 아니까 내 영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천사들이 막 성도들의 가정에 가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막 사역을 도와주는 거죠. 그게 성도들의 꿈에는 나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그 어, 성도들이 베드로의 추록을 위해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는 했는데 설마 그랬거든요. 베드로가 갑자기 천사가 문을 열어가지고 일어나 해가지고 내보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은밀한 장소 자기네끼리 아는 아지트 장소를 아니까 베드로가 바로 찾아갔어요. 예, 놓고 하니까 예, 그 계집 소녀 아이가 그 거기에서 수동도는 아닌데 예, 누구세요? 나 베드로다. 그럼 문열어두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문도 안 열어주고 베드로 사도님 오셨어요. 베드로 사도님 오셨어요. 이제 이러니까 요한 야고보 이제 그의 제자들이 야 무슨 소리냐? 지금 내일이면 지금 우리 베드로 사람이 지금 지금 사형 선고한 날인데 어떻게 이와 베드로의 천사를 봤나 보다 이래요. 그때 당시의 성도들은 천사를 봤어요 그런데 베드로 천사를 봤다는 얘기는 베드로의 천사라 그런 얘기야 베드로를 돕는 천사를 네가 봤나 보다 그랬는데. 근데 나중에 진짜 베드로 같다니까 놀려버린 거죠. 그들은 기도는 했으나 안 믿었어. <laughs> 의심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꿈속에 제가 나타나면 제가 신방 저의 천사가 가서 네. 왜 그런 거 있어요. 그 어머니가 아들을 평생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그 기도 응답을 못 보고 하나님 부름 받아서 천국에 가버렸어요 어머니가. 근데 꿈속에서 늘 기도하던 어머니가 나타나는 거야. 그건 뭔지 아세요? 어머니의 천사가 원래는 어머니와 함께 올라가야 돼요. 어머니와 함께 올라가야 돼. 그런데 그 천사는 기도를 이루고 올라와야 돼요. 어머니가 했던 기도니까. 그래서 어머니를 돕던 천사가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천사들은 그 어머니와 함께 하늘로 가지 않고 그 아들을 위한 기도를 다 이룬 다음에 하늘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네. 그래서 아, 기도하던 어머니가 보인다. 그 얘기는 어머니의 천사들이 나를 지금도 어머니의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돕고 있다. 이렇게 보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꿈에 혹시 보이면 아 박예민 목사님의 천사가 방문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 천사가 여러분을 혼냈다면 혼 좀 나세요. 네. 왜 기도 안 하시나요? 뭐 그러면 네. <clears throat> 나한테 섭섭하지 마.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laughs> 내가 집이들 꿈에 아무 관계가 없어. 그냥 예, 아 우리 목사님 나를 이제 기도해 주나 보다 고 고마움을 느껴야 돼 그죠? 그러면 좋겠어요 네. 성령의 그 불을 받고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음, 기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어, 어떤 거는 내용이 반복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타임라인을 계속 반복해서 알려줘야만이 퍼즐이 맞춰져요. 김재철 성사님 퍼즐이 맞춰지죠? 그렇죠? 예. 이 전천년설 환란전 휴고는 조영기 목사님이 1980년대 요한계시록 강해 때 한참 성령 충만할 때 예, 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할때 예, 환란전 휴고를 얘기하셨었어요. 그래서 성공 교인들은 한란전 효고에 굉장히 익숙하고요. 그 다음에 어, 조기철 목사님, 손영호 목사님, 예, 우리 그 어, 선배 목사님들이 예, 환란전 효고를 믿었기 때문에 예, 장로교인들도 환란전 효고에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 환란전 효고를 믿어요. 근데 목사님들만 미국에서 교육받고 오고 신학적 교육을 받아서 신학적 틀이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과거에 선배님들이 전천연설 한란전 유고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믿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목사님들이 애국에서 공부하면서 신학적 틀이 만들어져요. 무천연설. 무천연설. 그러면서 틀 안에 말씀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성도들에게 예, 그것을 가르치질 않아요. 왜냐하면 가르치면 교인들이 다 떠나거든요. 왜? 성, 자기 교회 성도로 다 한란자 주고를 믿어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우리나라 성도들은 통계를 내가 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거의 90%가 한란자 주고예요. 그러니까 제 설교를 많이 들은 이유가 그거예요. 네. 그런데 목사님은 절대로 한란자 주고를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전하지 않죠. 근데 안 믿는 것을 전했다. 한란자 주고 없습니다. 네, 우리는 다교회식으 통과, 한란 통과해야 되고 이러면 또 성도들이 뭐야? 이러고 뭐 천년이다 이러면 또 뭐야? 우리 목사님 이상한 거야. 이러면서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막 하니까 아예 언급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믿는 바는 그건데 아예, 그러니까 아예, 아예 안 해, 안 해. 해봐야 남을 게 없잖아요. 그죠? 네. 본인이 성도들은 근데 환란전 후거를 성경에 그대로 나온 대로 믿으니까 신학적 틀을 갖추지 않으면 그 그대로잖아요. 최근에 정광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환란전 유고를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어, 일산의 박한수 목사님 아주 유명한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시죠. 그분도 환란전 유고를 어, 이렇게 지지. 예. 원래는 환란전 유고 아니었는데 환란전 유고가 맞다라고 이렇게 예, 설교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예. 저는 개, 인적으로 굉장히 고마웠어요. 왜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영향이 있는 분들이 예, 그 다음에 황 무슨 목사님이시더라? 음, 음,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 어, 신학교 교수님이셨고 어, 오신 분인데 그분도 어, 이제 환란전 유고를 이제 학문적으로 전해주셔서 어, 너무 감사했고요. 아무튼 어, 귀한 분들이 이렇게 포진돼서 이것저것해서 어, 이렇게 전해주니까 어, 저는 너무 감사하죠.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깨어나면 어, 많은 성도들이 또 어, 영적인 어, 그런 힘을 얻고 또 분별력도 생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지금은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릴 때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5분 어, 동안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 말씀으로 어, 많이 네, 우리는 어, 시대를 분별하고 지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 우리가 마지막 때 깨워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깨울 수 있는 예, 그런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하고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